어야 들어가자 에이 나이스 아 레이지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에이 호이 오 들었다 우와 어 그렇지 여기요 그 나이스 저, 저, 저, 저, 저,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요거 요거 요거 나이 기술 너무 사기야